자, 지야 머리가 걸어가기 일어나 미용하러 가야지 오늘 미용하러 가는 날인데 계속 코야 꺼야 일어나야지 갔다 와서 코야 하자 응? 갔다 와서 코야 하게 일어나 머리가 걸어가야지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안 갈 거야? 일어나야지 얼굴 다 찌부러져갖고 이게 뭐야 응? 똥강아지 따뚱 아직 미용하고 오니까 졸려와? 이고 뭐 졸려와 이고 자다 있나 하고 나갔더니 졸리구나 우리 똥강아지 달마시안이 돼갖고 왔어요 응? 전배기가 됐구만 아주 어, 뭐 점 되게 많다, 지야. 오, 윤기 나는데. 음, 귀염둥이, 고생했어? 고생했어? 한숨 푹 자. 자고 일어나서 이따가 전을 놀자. 한참